하나 둘 셋. 연예 할래. 맞았어. 요. 어, 이쪽 눈에 드는 거 아닌데. 이쪽 눈에 드는데. 이쪽 눈에 들었어요. 아닌데. 이쪽 눈에 드는 여기 앉아봐요. 아빠 근데 영훈이. 어, 그래도 이쪽, 너무. 이쪽 눈에 들었는데도. 파이. 이쪽으로 나와요. 어. <laughs> 어 그게 네. 어 거울은 안 그런데 그치? 네. 음 그게 조금 달라. 안녕. 안녕. 음. 자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 여기 어떤 맛일지 기대되지요. 네. 엄청...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아빠. 이게 두리안이라는 과일이에요. 둘이? 연이 어. 둘이 아는데. 둘리 알아? 어, 두야야. 둘리가 아니라 두리안. 두이? 두리안? 어, 그래서 이렇게 연이 두리안 나는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과일이야. 아! 그치? 그래서 여은이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아빠가 뾰족뾰족한 거 없고 안에 알맹이만 가져왔어. 어때? 좋아. 잘했지? 응. 아빠가 발라줄게. 네. 아빠 손 찔, 여은이 손에 찔까봐 음, 여운이 손에 찔리면 아야 하니까. 여운이 여기 찔릴까 봐? 맞아, 거기에 찔릴 수가 있어서. 응, 아프겠다. 그치? <laughs> 그런 생각을 서 아, 참은 아, 가져왔구나. wow, wow, wow, wow. Wow. 아, 차가워. <laughs> 차갑지? 차가워서 괜찮아. 아이고. 아빠 나한 맡아볼게. 무슨 냄새? 너무 지독한 냄새. <laughs> 지독한 냄새가 나? 과연 근데 이게 정말 맛있는 과일이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래.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짜잔. 우와 이쁜 노란색이네. 이제 먹어보실까? 응. 뭐야 아빠가 먹여줄까? 어때? 맛있다. 맛있지? 응. 냄새만 지독하고. <laughs> 냄새는 지독해 연이한테도? 음, 너무 차가워. 차가워? 맛이 없다. 거창한 맛이 없다. 어? 향은 맛있고. 아, 여기만 조금 먹어볼래? 그만 먹을 거야? 맛이 없어? 아빠가 먹어. 먹어볼게. 어때? 음 달콤한데 여기는? 응. 여기는 크림 같아 크림 여기 먹어. 너는 이제 그만 먹을래. 아, 맛있는데 아빠가 여은이 많이 주려고 많이 샀는데 음 하나만 더 먹어보고 아 그래 하나만 더 먹어봐 아니 뭐 맛있고 응. 조금 살짝 겉에는 맛있고 응. 음, 번, 여, 여기는 요만큼만 맛 요만큼만 맛있어 요만큼만 맛있어? 만 음, 그만 먹겠 그만 먹을 거야 이제? 에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아이고. 연이 뭐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 복숭아. 복숭아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 복숭아. 맛이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응. 그만 먹을 거야? 음. 맛있다. 이제 아빠 먹어봐. 또 먹어볼까? 아빠 입 상어처럼 너무 아빠 입 상어처럼 커. 상어 같아 아빠? 응. 아. 여원이 <laughs> 상어처럼 먹어. 아 여기 아주 얼음이다 그때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찌찌 응, 여기 씨가 엄청 크다 그치? 이거 꼭 버섯같이 생겼어 버섯같이 생겼어 씨가? 이렇게 짜잔 새거 받았지용 우와 세 개나 받았네 아버지 도장 전다 끝나면 여운이가 키티 조냐 도장 세 개나 아빠 손등에 세개 하나 찍어줄게 잘했다고 <laughs> 어, 고마워 아빠 뭐 잘했는데? 어 이거 잘 먹는 거. 아, 이거 잘 먹는 걸 잘했어? 응. 이거 말랑말랑해 먹어봐. 음, 말랑말랑해. 음, 엄청 부드럽다. 아니 근데 이거 냄새는 네. 무슨 냄새랑 비슷해? 똥 냄새. <laughs> 아, 똥 냄새 같아. <laughs> 어, 그런 거 같아. <laughs> 근데 맛은 있다, 그치? 응. 최고. 최고야? 내일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똥냄새 <laughs> 나는 과일 먹었다가 할 거야? 아버지 뱉는 거 금붕어 같아요. 금붕어요? 네. 음, 이렇게 이렇게 하 금붕어 같아. 금붕어 입. 응, 고마워. 금붕어는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어, 좋은 뜻. 좋은 뜻이야? 음. 맛있어? 엄마도 먹으면 좋을 텐데, 그치? 응. 엄마가 있는 데는 하나가 같이 있어서 냄새가 고약한 걸 못 들고 간대. 아쉽다, 그치? 응, 엄마 집 일단 집에 엄마 엄마 집에 우리 엄 우리 이거 줄까? 그래. 자, 엄마가 먹으면 아 똥냄새 봐 이렇게 할걸. 그렇게 할걸 그제. <laughs> 이제 아빠 잘. 책상도 알아서 관리해 주는 거야? 차갑게 안 하지. 음, 이걸 차갑게 안 하지. 차갑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음. 그럼 요거는 계속 밖에 내놓고 녹은 다음에 따뜻해지게 하고 먹을까? 응. 음. 그래. 그럼 아, 요거는 녹은 다음에 먹을까? 아니. 지금 계속 먹을 거야? 맛있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같아, 여원이도? 음, 복숭아, 복숭아. 이 시장에서 복숭아보다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빠 음. 그만 먹고 이제 음. 우리 먹은 여운이 아빠 여운이 먹을 수 있는 걸 촬영할 때 봐요. 요거? 어 그거야. 그래. 여기서 여운이가 하나씩 먹어봐요 그러면. 아그 그건 나 먹고 이거 여운이 먹어야겠다. 그래. 내가 조금 뜯어줄게. 땡. 어우, 영원히 선화장사네. 왜 징그럽잖아. 징그러워? ah. 고마워요. 그럼 과자도 나눠 먹을까? 네. 나볼칼 다 먹었어요? 인사할까? 안녕. 안녕. 근데 아빠가 옛날 진짜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한건온 건데. 어떻게 하려고? 아빠가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아, 막 이렇게 여기 카메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똥냄새 나는 과일을 먹었어요. 에, 맛있었어요? 우리 이거 다 녹으면 이따가 엄마 만나고 와서 또 먹는 거 어때? 좋아. 아니면 내일 먹어도 돼. 아니 이거 엄마 엄마 거 야. 엄마... 하나 거 남기자. 아 그래? 엄마랑 하나 거 남기자. 어. 응. 여기 병원 아 토끼도 소개시켜줄까? 여운이 친구 토끼죠. 제일 좋아하는 친구지. 응. 맞아. 이, 이제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